땀이 커지는 냉감 테크 피부에서 유산 땀이 더 빨리 마르는 흡습 속건 테크 WRX 와이닝 아. 오늘도 골프에서 네. 즐거운 라운드 하세요. 오 290. 이런 시작습니다. 긴장 성공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으쌰! 이 오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 e 말하지 마 이어서 시겠어요 Birdie chance. 홀컵 자측 끝부분 봤어요. Ready. 어디? 네. 수리가 없다. 다시. 오진이님 커팅할 차례입니다. Ready. 홀컵 우측으로 한것 같습니다. NC 여기 발전이 안나 보기 있잖아 보기 생겼지 엄마 어, 짝지라사주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지금 치신 446m 거리의 파8볼입니다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Ready. 처음에 준비되면 착하세요. 어, 어, Fairway.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Ready. 와, 와, 뭐야? 뭐야, 뭐야? 뭘 뭐야? 골. 퍼팅 코레오까지 하실까요? No chance. 저는 오른쪽으로 파클럽보다 더 봤습니다. 오진이 콜라면 이걸 쳤을 때. 안 돼! 에이씨. 왜안 되는 거야, 대단해. 안 돼, 나는. 못 떨어져서 자기 때문에. 다시 치면 ready. 똑바로 가. 음, 우측으로 네컷 봤습니다. 커팅할 차례입니다. Ready. 오른쪽으로 공 하나 정도 갔어요. 여기는 142m 거리의 파스리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Ready. 되면 차 타세요. r e 오르막 보고 치세요. 안녕. 전사진님 파팅할 차례입니다. Ready. 음, 좌측으로 반컵 정도 봤어요. 내리막 보세요. 오지이님파팅을 차례입니다. Ready. 홀컵 왼쪽으로 반컵 같습니다.

빨라주십시오. Stairway. 오준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어, 어, 연습 어, 수행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시작. Ready. 점이 똑바로 갔습니다. 자꾸 이상게 이렇게 넣지 여기 장수진님 커할 차례입니다. Birdie chance. 풀서 바로 보실게요. Ready. Thank 오른쪽으로 빠질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언제 안 했어? 7시야 가까이 벤치 3번 때리고 우주 3번 때리고 Ready 아. 이게 잘 되는 거. 네. 저는 왼쪽으로 8km 정도 갔습니다. 우르막 감안하세요. 전사진님 커팅할 차례입니다. Ready. 홀컵 좌측 끝부분 봤어요. 오진이님 파팅할 차례입니다. Birdie chance. 좌측으로 Ready. 것 같습니다. 오르막 보세요. 11. 오 감사합니다. 포인트를 받으셨습니다. 재밌었 제가 이런 날도 있나? 오늘 뭔 일이래? 장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오른쪽 60은 361m 거리의 파파울입니다. 뒤편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뒤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진짜. 진짜로. Nope. 이거리는 161m입니다. 참고하세요.

제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이런 걸왜 따라하는지 몰라.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딱 매체를 맞추면 됩니다. Nope. 강수진수요일 차례입니다. 여기는 2 7 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거리가 덜 나올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조금 줄어들겠네요. 참고하세요. 아 이건 아니다. 오비. 아 이건 아니잖아. 장기 정리 수행 차례입니 준비되시면 차 타세요. fairway.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오늘 드라이버 r e 최종 비거리는 156m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막 잠깐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chance. 음, 좌측으로 네컷 받습니다. r e 오르막 보고 주세요 있어요. 전사진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우측으로 갈것 같습니다. 네. 할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꺾인 368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차 타세요. 잘 맞았어요. 연습실 확인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굿샷! 오른쪽으로 세워봤습니다. 13m 정도였죠. 이렇게? 아! 오진이님 퍼킹할 차례입니다. 우측으로 세워봤습니다. receives. 걱정이 많은데 오늘은 셀레나 차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위해 준비되면 착하세요. Ready. Ready. 빠집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오진이 파팅할 차례입니다. 콜컵 왼쪽 맞습니다. concede double bogey. 강수진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Birdie Chance. 홀컵 오른쪽으로